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샀거든요. 파운드 케이크 트리예요. 하나는 부족할 것 같고 두 개를 샀습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핸드믹서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것도 숨은 건가?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네요. 아, 네 개구나. 저는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쇼파 쪽에 뭔가 담요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<laughs> 뭐야 이거 어떡해 <laughs> 아니 다 달라붙으면 어떡해 안에 촉촉한 것 같은데? 오! 괜찮은데? 안에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그치? 어, 폭신폭신한데? 오! 이게 맞는 건가? <laughs> 이게 왜 탄 거죠? 그니까 아니면 이걸 여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다 자를까? 또 바삭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먹어볼까? 안에 개척촉하지. 음. 이렇게 음. 먹어야지. 좀 파스텔라 아닌가요? 안녕히 계세요.

아니요. 잠시만. 잠시 안먹지 배고파 아닌데. 어, 와 아, 대박이다. 너 어, 어, 엄청 잘했어. 내가 만들었어. 이걸 이걸 만들었다고? 어. 근데 진짜 딸 아, 이거는 그냥 단맛되또 for <laughs> being